안녕하세요. 크리스의 러블레터입니다. 러블레터의 크리스입니다. 예, 러블레터가 더 중요합니다. 뭐 제 이름보다는 어 16번째 러블레터의 영어 문장은 한번 우리 들어보죠. 또 남자 3번, 여자 3번. 잠시만요. 소리를 좀 더 키우고 I would be nothing unless I loved others. I would be nothing unless I loved others. I would be nothing unless I loved others. 여자 목소리 세 번. I would be nothing unless I loved others. I would be nothing unless I loved others. I would be nothing unless I loved others. 예, 우리 여섯 번 들어봤습니다. 어, 약간 텀이 있었죠. 제가 어벤져스 <laughs> 영어 대사 올리고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한 CV 이 성경에 대한 소개 올리고 또 그 영어 성경 문장은 한 3일, 4일 이 정도 만에 올리는 것 같아요. 어, 오늘도 사실 또 약간 피곤해서 어, 보고 싶던 영화가 있어서 영화를 한편 볼까 하다가 또 오늘 어, 제가 다닌 교회에서 만난 어떤 분이 어,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어, 유튜브 하시는지 몰랐어요. 뭐 이러면서 내용이 좋다고 또 격려를 해주셔서 또 그런 <laughs> 격려들에 힘입어서 또 우리 청년 한 명이 또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영어가 약하다. 어, 대학생 친구가 얘기를 해서 그러면 또 이거를 들으면서 영어 공부도 좀 해라 뭐 이런 하여간 이 얽히고 설켜서 또 이렇게 12시 8분이네요 지금 예. 내일은 오전 수업도 있는데 뭐 뭐 죽진 않겠죠, 여러분. 예. 워낙 틈틈이 또 잘 자고 그러니까 예. 서원이 길었습니다. 어, 오늘 한국어 제목은 절대적인 사랑, 사랑의 절대성에 대해서 이번 주는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죠. First Corinthians chapter 13 요거를 요번 주에 아마 좀 많이 다룰 것 같습니다. 어, 한 장을 제가 자세히 다루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요 우리가 또러브레러이기도 하고 이러브란 신의 어떤 본질이자 어떤 속성 이 러브 사랑에 대해서 이이 First Corinthians Chapter 13처럼 자세하게 다룬 장은 없기 때문에 요 장은 조금 예외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어, 여러분 뭐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죠. 일단은 오늘 우리가 외우고 생각해 볼 영어 말씀 I would be nothing unless I loved others 발음 역시 여러분 발음 먼저 팁을 잠깐 드리면 would 이렇게 하지 않는 습관이 좋다 고 그랬죠 loved 이렇게 하지 않고 others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어 그러면 I would, would 이렇게 I would be nothing 땡 th 발음도 역시 번데기 발음 윗니 아랫니에서 혀를 조금이라도 내미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밀었을 때와 내밀지 않았을 때 소리가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사람의 몸도 하나의 어떤 정말 기계 같다고 기계 같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여러분 혀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예. 음, so would be I would be nothing unless I loved others. 이런 문장입니다. 어, 약간 의미, 약간 뭐, 또, 연세가 있으신 분도 들으시니까, 연세가 있다고 하니까 또 갑자기 상처받으실라나? 예. 예. 마음은 청춘이신 분들도 계시니까, <laughs> 이, 이거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이 웃이란 단어를 꼭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영어 이렇게 회화 같은 게 안 되는 분들이 이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런 게 굉장히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문법책들이 이런 걸 좀 명료하게 이렇게 잘 가르치지 않거나 또 굉장히 복잡하게 가르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어야를 지도하다 보면 이 부분이 참 가장 약하세요. 예. 어, 뭐 조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옷은 음, 위례 과거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게 약한 게 아니고 위례 과거로만 너무 나 생각하셔서 문제예요. 어떤 현실은 어, 가정이나 상상하는 말투,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는 거죠. 현재의 가능성을 상상해보는, 가정해보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I would be nothing 이것이 나는 nothing 일 것이다. 예. 나는 nothing일 것이다 이렇게 한번 가정하는 말투입니다. unless란 단어는 단어를 열심히 외우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단어인데요. if, if not의 줄임말이죠. if not을 줄임말이래요. I'm sorry. 가면하니까 <laughs> 예. 줄임말이 아니라 <laughs> if not의 의미인데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if not 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알면서 쓰는 게 좀 더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겠죠? 어, 예. 그러니까 내가 남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여기 loved도 여러분 지금 과거 시제 만들 때 우리 ed를 붙이잖아요. 지금 러브는 e가 있으니까 d만 붙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과거가 아니라 여러분 우시 이렇게 딱 나오고 이게 우시 가정하는 기준이 딱 돼버리면 뒤에 있는 동사의 과거형도 과거로 해석하시지 마시고 그냥 현재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others라는 단어는 꼭 외우셔야죠. 남들. 남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해보는 뜻으로 예, 뭐 가정법이라고 가르치는데 뭐 가정법 이런 법칙이란 말은 모르시더라도 아 이게 뭔가 가정을 해보는 상상을 해보는 말투구나 그럴 때는 위례 과거에 웃을 쓰는 거라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 요거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또 영어 어떤 공부하는 팁으로 정리를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우리가 암기하는 문장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2절의 뒷부분에 있는데요. 사실 이 1, 2절 내용이 제가 영어로 다 하면 너무 길고 여러분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만 외우지만 밑에 제가 역시 그 요 동영상 설명하는데 띄워놓을 겁니다. 두 가지 번역본 우리 메인 텍스 텍스트로 사용하는 세이비하고 또 자주 애용하고 있는 더 메시지의 그 그거를 두 개를 밑에 여러분 더 공부하실 분들은 또 암기하실 분들은 또 잘 하시는 분도 조금 계신 것 같으니까 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laughs> 조금 계신 것 같아요. 예. <laughs> 많아질 수도 있겠죠, 앞으로. 그분들은 좀 더 많이 외우시고, 예. 이 중요한 의미, 또 굉장히 좋은 의미의 어떤 내용들을 얼마나 암기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것이 한국어이건 영어이건 다른 외국어이건 간에 그것이 뭔가 어, 어떤 한 인간을 지탱해 주지 않나,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더 나이가 들면 이런 영어 성경, 이런 구어체 성경을 좀 암기하는 그런 과정을 꼭 하지 않을까. 뭐 지금도 어떤 전초 <laughs> 작업일 수 있어요. 예. 어, 예, 그런 그때는 아마 지금 저희가 했던 이 핵심 구조들은 기본적으로 암기하는 게 다 들어갈 겁니다. 혹시라도 저와 함께 끝까지 가고자 하는 분이 <laughs> 계신다면 지금부터 다 외워두세요. 예, 상을 드릴 겁니다. 어, 자, 그 그린도전서 13장 1절이 내용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해석된 성경이 있는데 그냥 사람의 그러니까 지금 영어 성경보다 더 쉽죠. 예. What if I could speak all languages of humans and of angels? All languages of humans. 인간들의 모든 언어들을 what if, what if, 이런 표현은 굉장히 또 가정할 때 많이 쓰이죠. 쿠시 여기서도 캔의 과거인데 어, 모양은 그렇지만 상상하는 현재 가능성. 굿은 웃보다 가능성이 낮죠. 그래서 내가 인간의 모든 또는 천사, 천사의 모든 언어들을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한다고 해보자 할지라도 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외국어를 뭐 영어만 잘해도 사실은 대우를 받죠. 예, 저도 영어를 조금 해가지고 그거로 지금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막 2개국어, 3개국어, 4개국어, 5개국어 한다 그러면 막 사람이 천재로 보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여기 또 플러스 어떤 languages of angels 천사의 언어들 어, 뭐 이거는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어떤 신비한 건데 어,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대단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남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 뭐 쉽게 얘기하면요. 어, 좀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좀 기억해야 되는 성경인데 어, 성경에 보면 이 방언에 있어서 어떤 규칙을 정해놓는데 방언 기도를 한다고 방언이 이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들리는 거죠. 예. 어, 그러니까 신앙생활 특히 오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를 옆에 사람들 배려하지 않고 예, 자기가 그냥 꽂힌다고 막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어떻게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자아도취예요. 예. 성경에서는 그거를 어, 특히 또 초, 처음 교회에 나오고 처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공적인 예배에서는 어, 그러한 부분을 자제해야 한다. 예, 사실 기도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굉장히 어, in secret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골방에서 어,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 예. What is done? He, he, he can see what is done in secret. 은밀하게 행해진 것을 그분이 보신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어떤 당시의 어떤 영어로 pharisee 죠 pharisee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에 있어서 예수님이 별로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예. 오히려 정말 in secret, 은밀하게 어, 너의 방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해라. 참 이게 좀 또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또좀 어, 은밀하게 기도도 하고 사람들이 모일 때도 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은밀한 기도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약간 말이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어,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고 있네요. 예. 뭐 도움이 되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나 외국어 잘해, 나 방언 잘해 이렇게 그냥 어 혼자 떠들어 된다면 저번에 우리 이전에 나왔었지만 show off라고 그랬죠. show off가 뭐였죠? 계속 드, 들었던 분들은 아시, 아시죠? show off 잘난 척하는 사람, 잘, 잘난 척쟁이 아무도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잘난 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다 돌아서서 욕하죠. 아이고 잘났다. 아 저 사람은 잘난 척만 안 하면 참 좋은 이런 얘기 뒤에서 다 하지 않나요? 예. 근데 이 성경에서도 지금 보면 영어 우리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는 표현들을 써요. 예. 여기 보면 밑에 올려놓는데 보셔도 돼요. 제가 이 자막으로 띄워드릴 텐데 오늘은 피곤하니까 안 될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이 녹음을 들으시고 내일 제가 자막 작업은 해서 다시 입히겠습니다. 그래서 자막 혹시 안 보여도 두 번 들어주시고요. <laughs> 자막을 확인할 분들 자막 오늘은 없으니까 <laughs> 밑에 있는 내용 보시면서 조금 저를 You gotta understand my situation, right? 예, 제 지금 좀 피곤한데 너무 늦게 하는 거니까 약간 또 배려를 해주시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체력이 약한 저를 <laughs>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정말 이런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 a noisy gong, noisy gong. 예. noise, noisy 아시잖아요. noise가 소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음 같다. 또는 cl, clanging symbol, clanging symbol. 클랭잉 심볼, 심볼은 많이 들어오셨죠? 예. 심벌즈, 예, 이렇게 막, 막 오케스트라 같은 데서 이렇게 빵 치는 거 있잖아요. 쇠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거, 그거를 클랭잉, 그러니까 쇠가 부딪히는 소리예요. 예. 막 쨍그랑쨍그랑 부딪히는 소리를 계속 낸다고 누가 좋겠어요. 조용히 안 해! 막 이렇게 하겠죠. <laughs> 그리고 또 그 더 메시지도 굉장히 비유가 재밌습니다. 예. 아, 어딨죠? 예, 여기 있네요. 예. The creaking, creaking of a rusty gate. The creaking이라는 게 creak, creaking이 이 단어 이 소리처럼 약간 삐그덕거리는 creak, creak, creak 약간 삐그덕거리는 rusty gate는 rust가 여러분 녹이잖아요. 녹. 그러니까 녹슨 y가 붙으면 주로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rusty gate이 녹슨 문의 어떤 삐그덕거리는 소리일 뿐이다. 어우. Oh, shocking. 이것도 너무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어, 그런 엄청난 능력이 남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나 잘났다 이렇게 계속 떠들어도 된다면 이거는 정말 듣기 싫은 소리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삐그덕꺼내는 소리 문 계속 열고 닫으면 여러분 짜증나잖아요. 화나잖아요. 예.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뭐 가족이건 친구건 예. 그리고 또 듣기 쉽지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에는 또 조선시대라고 할라나요? 예, 이렇게 흑칠판이라고 그러죠. 칠판이 있었어요. 그거를 가끔 짓궂은 친구들이 손톱으로 찍 긁, 긁는 소리 있잖아요. 어우, 어우. 여러분 생각만 해도 듣고 싶지 않은 소리예요. 근데 그런 소리 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랑의 절대성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은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예. 사랑이 없이 행하는 어떤 능력 자랑질은 어, 그냥 이것이 교회건 교회 밖이건 교회 뭐하나님 신을 알건 모르건 간에 듣기 싫은 소리라는 거죠. 2절은 또 더 충격적이에요. What if I could prophesy? What if I could prophesy? What if I could? 이건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예언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미리 얘기하는 건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뭐 저한테도 저의 어떤 제가 아는 또 친했던 그런 교회 다녔던 분들이 뭐 아 누가 너에 대해서 뭐 어떤 예언을 했는데 그분이 예언을 잘하는 분인데 뭐 그 전도사님 목사님 뭐 신기하죠 굉장히 진짜 맞는 건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뭐 틀린 예언도 있었던 것 같고 예, 더 지켜봐야지 그게 사실인지 증명이 될 수 있는 예언도 있는데 하여간 굉장히 신기하죠. 예, 미래의 어떤 예, 어떤 foresee, foresee가 어떤 미래를 미리, 미리 내다보는 예, 그걸 어떻게 예, prophesy 굉장히 신기한 능력인데 이것도 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또 충격적인 얘기 나옵니다. Understand all secrets and all knowledge. 모든 secrets, 모든 비밀들, 어, 뭐 비밀 많이 알고 싶어 하잖아요. 또 비밀이 또 돈이 되는 비밀들도 있고, 투자 정보. <laughs> 모든 비밀들과 all knowledge, 모든 지식들을 알지라도, 예, 어, 제가 한 20대 중반에 너무 지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가지고요. 예. 책을 정말 끼고 살았던 때가 있어요. 예. 또 저의 친형이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던 뭐 지금도 많이 읽는데 그래서 또, 또 영향을 줬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어떤간 사람들 만나면 그니까 책을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 막 자기 전에도 책 읽다 자고 사람들 만나도 책을 관심사가 그거니까 맨날 읽었던 책만 얘기하고 또 용돈 생기면은 서점으로 달려와가지고 책만 사고 그래서 요즘 은 온라인으로 많이 사고 책이 많이 안 팔린다고 하는데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막 교보문고, 영풍문고 이런 데가 약간 또 추억의 장소죠. 어 그리고 심지어는 막 길에 누가 버린 책도 주워오고 예,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소장하고 싶어가지고 <laughs> 읽지도 않으면서 그런 책들은 <laughs>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음,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뭔가 책을 지나치게 소장하는 저의 모습이 아, 이거는 뭔가 나를 과시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독하고 소장할 가치 있는 정말 몇 박스만 빼놓고 책이 진짜 몇 책장 분량이 있었는데 다 그 제가 버리거나 나눠주거나 또 뭐 주소원 책들은 버렸겠죠. 그리고 좀 가치가 있는 거 남들에게 좀 될 만한 건 중고로 많이 팔기도 했었고요. 예. 어, 그럼에도 아직 제 사무실에 과시용 책들도 솔직히 조금은 있습니다. 예. 솔직히 <laughs> 여러분에게 양심 선언을 하자면 예. 어, 음,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더 충격적이에요. 바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 하면 어, What if I had faith that moved mountains? What if I had faith that moved mountains? 산들을 옮길 정도의 믿음을 내가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것도 여러분 말이 쉬운 것이지 더 메시지 성경 번역본 더 실감나게 했어요 If I have faith that says to a mountain jump and it jumps 내가 산에게 정말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jump 예, 점프해라. 그런데 그게 it jumps. 이게 산이 점프를 정말 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제 동시대 어, 여러분이 in my same generation 세대에 있는 분이라면 제, 아마 어린 시절에 막 TV에서 TV 보면 어느, 어느 외국인 어떤 마술사가 예, 머지션이 뭐 나와가지고 뭐 그 쇠젓가락, 쇠숟가락 이거 막 문지르라고 그러면 휜다고 그래서 막 진짜 휘고 그래갖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우리 어린 친구들은 저게 뭔 소린가 그럴 텐데 어쨌든 여러분 그 유리겔란가 했던가 예, 엄청난 예,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만약에 얼마나 있다면 얼마나 더 난리가 나겠어요 어, 요즘 난리가 또 난 어벤져스 엔드게임 그 영화에서 또 절대 강자 빌런인 타노스, 영어로 테노스라고 그러죠. 테노스가 손가락 한번 튕기면은 몇 조에 그 영화에서 트릴리언이라는 단어 나오더라고요. 트릴리언스. 트릴리언스, 트릴리언이 조잖아요, 여러분. 몇 조의 인구가 죽어서 사라지. 이런 여러분 대단한 믿음과 힘을 갖고 싶지 않나요? 근데 오늘 말씀은 되게 단호해요. 어,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내가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 unless I loved others. 내가 남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 I would be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메시지 성경은 어떤 가정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I don't love, I'm nothing. I don't love, I'm nothing.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해는 갑니다. 예. 이렇게까지 극단적이고 단호하게 적혀 있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듯이 신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의 형상으로 어, 예. 어떤 according to the image of God 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도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가장 친밀한 관계가 가족인데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막 돈만 벌려고 돈만 밝히고 이렇게 사는 가족들 얘기 제가 가끔 듣거든요. 정말 콩가루더라고요. 예. 그것이 한 가정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막장 드라마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예. 오히려 돈이 그것이 어떤 <clears throat> the source of happiness가 아니라 행복의 소스가 아니라 어떤 불행의 소스가 돼가지고 막 가족들끼리 그 돈을 더 가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은 너무나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하게 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뭔가요? 예. 돈이 꼭 필요하고 어느 정도 수준 당연히 있어야죠. 예. 근데 그 돈이 어떤 수단이 아니라 <clears throat> 목적 자체가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아, 그렇더라고요. 예, 제 주변에 보면 예. 그냥 돈은 많은데 사랑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예. 어, 반대로 근데 돈 좀 부족해도 예, 서로 사랑하면서 또 그 안에서 자족하고 우리가 암기하게 될 말씀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잠언의 being content is like an endless feast. 다시 한번. Being content is like an endless feast. 자족하는 것이 endless feast. 정말 끝이 없는 feast가 뭐예요? 페스티벌, 축제예요. 파리예요, 파리. 끊임없는 파티, 축제를 하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진짜 뭐 2천원짜리 김밥이 맛있게 웃으면서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2만원짜리, 20만원짜리 식사 또 행복할 수 당연히 있죠. 예. 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크리스천이 어, 어떤 어파스 펄이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어떤 가난할 수도 있고 어떤 부자일 수도 있고 다 이렇게 그 안에서 어떤 신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행복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그 포인트는 어, 돈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신과 서로 사랑하고 인간들끼리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가장 어떤 어떤 maximized joy, 어떤 극대화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저는 그렇게 저도 살아보려고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laughs> 사시자고요. 예. Let's do that. 예. Let's do that. 어느 분이 어 저한테 어떤 영어 표현을 물어봤는데 뭐 가슴을 심장을 뛰게 어 만드는 것을 하면서 살자. 그게 영어로 뭐냐고 물어봤는데 Let's do, let's do what makes our hearts beat. 예, let's do what makes our hearts beat. 예, 뭐 그런 정도가 되겠네요. 예, 사랑이죠. 우리 마음을 뛰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 사랑이죠, 사랑. 예, 사랑할 때 엄청나게 뛰잖아요, 마음이. 꼭 이성사의 사랑이 아니라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 행복이 있습니다. 예, 그 신기한 행복이죠. 예.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라기보다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 여러분 사랑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만 생각해봐도 그렇고요. 예. 제가 조금 더 사랑하면 갈등 상황이 풀릴 일들이 저도 지금 있어요. 그런데 저의 과거의 경험, 저의 자존심, 저의 어떤 보호 본능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막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부분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이 묵상하는 거 마무리하고 이제 외우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마무리 멘트는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제 첫 번째 러브레터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사랑의 이유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때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너무 많아요. 예, 너무 힘들죠. 우리는 다 about the same 영어로 다 대략 다 비슷해요. about the same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도토리 키재기, 고만고만, 도낀 개낀 니팔뚝 굴다 이건 이건 아닌가 니팔뚝 굴다는 아닌가요? <laughs> 도긴 객긴이에요. 예, 도토리 키재기.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려면 우리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강력한 절대적인 신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채우셔야 돼요. 우리가 그 정말 느껴져야 돼요. 어, 그 강력한 신의 사랑의 강도는 자신보다 사랑하는 그 외아들을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게 하실 정도의 강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라야만 비로소 저도 여러분도 우리도 우리에게 소중했던 그 뭔가 그것이 돈이건 그것이 어떤 자존심이건 간에 그것을 내려놓고 옆에 있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뭐 서로가 다 사랑이 필요하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외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자 목소리부터 해볼까요? 다섯 번.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I would be nothing unless I loved others. I would be nothing unless I loved others. I would be nothing unless I loved others. I would be nothing unless I loved others. I would be nothing unless I loved others. I would be nothing unless I loved others. I would be nothing unless I loved others. I would be nothing unless I loved others. I would be nothing unless I loved others. I would be nothing unless I loved others. 남자 목소리 다섯 번. I would be nothing unless I loved others. I would, I would be nothing. Sorry. I would be nothing unless I loved others. I would be nothing unless I loved others. I would be nothing unless I loved others. I would be nothing unless I loved others. I would be nothing unless I loved others. I would be nothing unless I loved others. I would be nothing unless I loved others. 마지막으로 last time all together I would be nothing unless I loved others. Let's keep that in mind. 우리 마음에 이것을 간직합시다. See you 또 내일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예.